최애 템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거는 모회사는 cruelty free가 아닙니다. 하지만 이건 cruelty free 제품이고 되게 투명하게 발리면서 입술을 조금 부풀어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.